괜찮아요? 들리나? 들리나? 이건가? 네 맞을걸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지금 이거야? 아, 네 이거예요 와 우와, 방금 찍은 썸네일 이렇게 아, 올라갔다 아 그러네 <laughs> 야, 와 진짜 빠르다 새롭다 와 대박인데? 어. 아 여기다 어야야야야 아, 그 혹시 저 소리만 줄 소리 소리 소리 소리만 아, 일단은 예. 나도 이렇게 네. 된 거구나 예 오케이 갈게 어 가자 에 갈게 응 가자 야 이거 어떻게 고지 <laughs> 뭐야 아, 이거 아 이렇게 했어 아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아니 뭐 이거다 아니 아니 저거 저거 그치 그치 그치 <laughs> 네! 네! 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NCT 와플 스토어에 오신 걸 <laughs> 환영합니다. 아, 아 네. 네, 사실 네. 아, 오래 오래 오래 기다렸어요. 사실 우리도 처음 이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어, 준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우리가 진짜 옷도 네. 맞췄고 이렇게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또 일단은 저희가 이거 어, 뭐 본격적으로 <laughs> 시작을 하기 전에 네, 이거 왜 어. 오케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어좀 약간 렉렉 걸리긴 한다. 아, 알겠어요. 네. 아파는나 근데 뭔가 방금 이상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아 그거네. 제 생각에는 이거 와이파이란 것 같아요. 좀 많이 끊기.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끊기시나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나요? 한번 볼게요. 어. 어 이건 주시고. 여기 좀 많이 끊긴다 진짜로? 어, 근데 댓글이 안 올라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잘 나오고 있대 어잘 나오고 어? 네네 뭐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도 안 끊긴다는데? <laughs> 왜? 아, 근데 왜 아, 일단 일단 어차피 어, 팬분들이 괜찮다는데 그 우리는 우리 어뭐어 어, 오케이 음. 일단 다시 시작을 하자면 저희가 일단 처음으로 영업을 하는 저희 와플 NCT 스토어에 어 일단 저희 많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 앞에 있는 이 와플 크로아스 이 크로아스 크로아스 아, 와플 근데 이게 만들어질 땐 거의 와플처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또 요즘 가장 핫한 아, 또 어. 이거 이걸 뭐라 그럴까 와플 기계 와플 <laughs> 와플 그거로 부르는 거 와플 머신 와플 메이크 머신 오케이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좀 줄여서? 어. 사실 우리도 처음 조용 약간 얼음 얼음도 약간 신난데 어, 야 얼음도 반겨준다 야 너무 신난데 오 이게 우리가 모인 이유가 일단 제일 궁금하실 거야 그치? 아 이유부터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 이유를 개인적으로 왜 <laughs> 모였는지 한번 한 명씩 얘기해 볼까? 아 일단은 어 그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저는 사실 이 조합이 음. 약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진짜 아. 미안한데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응. 음. 우리가 그렇 뽑았잖아. 아 맞네. 그렇지. <laughs> 우리가 뽑았어. 내가 무슨 내 무슨 얘기하고 있나? <laughs> 난 컨셉 잡았거든 사실. 어 일단은 아, 그렇구나. 그걸 떠나서 공통점이 있어요. 아, 아,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케이. 그 얘기 하세요 저희가 뭐 여러분들도 보시, 보셨다시피 저희가 2020 그 자켓을 이번에 레전드 펄츠 자켓을 찍으면서 네. 그걸 뽑았잖아요. 그쵸. 일단 뽑았을 때 어땠는지. 아 뽑았을 때? 솔직히 진짜 안심됐어요. 음, 나도 솔직히 약간 그런 게있 왜냐면 만약에 뭐,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뭐 의민 형도 있고 다른 아 아직도 그 정도 있었으면 약간 저는 되게 약간 어 네 하고 좀 근데 나는 지성이랑 뮤민이 형나 솔직히 다 안 봤는데 네. 그 나온 어사지 중에 제일 약간 예쁘게 나왔던 거아 진짜로? 어. 아 그래? 아무튼 오케이 저는 어땠어? 뭐가? 응? 그 우리 우리 이 뽑았잖아 어, 우리가 직접 뽑은 거잖아 하, 솔직히 저는 말해서 그냥 솔직히 아, 어 이렇게 됐구나 아 오케이 어, 뭐, 아, 아 그러니까, 어, 뭐 솔직했어 솔직히 이게 아, 어뭐 뭐 누구랑 되든 뭐아 어, 아, 어, 마크 어 마크랑 됐네 어 지성이랑 됐네 어. 이거 이게 끝이었던 걸로 나이 음, 숫자가 뭐지? 네 약간 이게 화 차트 방금 아, 그 숫자 그니까 한국말 무슨 숫자? 아 천만 천만 천만 아 천만 아, 예 천만 하트 네, 그 와우 혹시 책상을 조금 앞으로 할수 있나? 약간 네.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어왜왜 어, 어 조심 조심 이거 넘어지면 여러분 책임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시다 어? 여러분 지금? <laughs> 오케이 일단은 저희가 또 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을 하기 전에 네. 어, 일단은 우리 스토 우리 스토 스토어에 우리 아 우리 와플 카페에 온 걸 너무 어, 반기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일단 뭐 드시고 싶은 메뉴부터 일단 어, 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아, 일단 우리가 일단 23명 중에 요리를 제일 잘하는 3명으로 뽑혀서 이렇게 네, 모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메뉴가 크루아상 <laughs> 음, 이, 이 있고요. 그리고 또 토스트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비닐무기가 있잖아요. 또 얼음이 있어요. 음... 얼음도 드시고 싶을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죠 우리 아이스크림 냉장고도 있고 그또 뭐가 있지? 또 커피도 있어요 그쵸. 커피 머신 일단 그리고 시 시럽 시럽 네 그리고 마크도 뭐, 있어요 네 그리고 예. 정우도 있고 네. 지성이도 있고 우리 어. 지성이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있고 오케이 아무튼 많은 메뉴가 있는데 일단 댓글에 뭘, 드고, 뭘 드시고 싶은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네. 이게 저기는 댓글만 나오고 여기는 화면만 나오고 <laughs> 근데 팬분들은 안 끊기네 그럼 된 거야 이게 그럼 된 거라고 그럼 된 거라고 지금 전 과거의 댓글을 보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야 이거 합,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 아니 오, 근데 아무튼 와와와 음. 잠깐아 이분들 아 팬분들 이미 다 아시네 음. 아, 네 여러분, 네 저희 그 NCT 카페테리아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네, 네. 저희 주문 받겠습니다. 네, 주문 받습니다 네, 네, 네. 일단 네, 아, 어떤 거... 내가 봤을 때 이거부터 한번 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일단은 잠깐만 지금 내가 듣기론 이거를 먼저 자 이거 더 가까이 할수 있나? 이거 지금 건드리면 아, 엄 벌써 시작하면 암담하다 어. 진짜 와. 오케이 그 아, 지성이가 너가 가까우니까 이거를 한번 해줘. 보여드릴게요. 어 해서 이게 좀 되면 그렇게 바로 하나씩 넣어보자. 여러분 지성 you do it. 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야? 근데, 근데 요즘 very 핫하대. 너먹봤어 뭐 온기가 되게 핫하거든. 그러니까 너, 먹어봤어? 뭐 아나 사실 몰라. 아까 얘기해줬잖아. 그니까 먹어봤냐? 아, 아 이건 안 먹어. 아, 나 아예 처음이야. 아니, 처음이야. 아 그냥 진짜 과감하게.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진짜 다. Let's go. Oh my 그냥 아니 저 그냥.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왜냐면 얘가 들어가야 돼. 안에 야무지게 네 주문 아. 주문 들어갔어요 지금 주문 들어가서 좀 몇개 몇개네 일단 양쪽 그 내가 봤을 때 더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어. 더 하면 야 한, 방금 했던 거 내가 말을 왜 듣고 싶지 않지? 아 그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써니사이로 아 괜찮아 야 그냥 야무지게 해 지성아 오케이 오케이 야무지게 야무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왜냐면 기름 더 많이 하면 좋아 좋아 깊을 때 깊어 좋아 좋아 바로 이제 올려주세요 어, 이거 맞나? 이거 그래, 맞나? 나, 나 소식 듣는 것 같아. 약간 이 페인트칠하는 거 같아. 그렇지. 와, 근데 야, 하나씩 안 먹은 지도 진짜 꽤 됐다. 나 진짜. 근데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더라. 그 영상을 보니까. 음... 네, 아 여러분들 오늘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아, 맛있겠다, 근데. 진짜 이거. 맛있겠다. 나 이건 진짜 처음. 좋았어. 오, 소리가 나요. 오케이, 이거 반쪽도 하나에서 바로 갖자. 마크 반쪽. 아 이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약간 이건 오케이 그래 그렇지 벌자. 그렇지 지성의 선택 Let's go man 아직 어린이 아직 Alright 그리 이제 바로 닫으면 되지 됐어. 않나? 됐어 됐어 귀엽네 오늘 이거 약간 좀 귀여운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지? 얘 지금 얘기하지 응 오케이 오케딱 야 조심히 떨어지지 않게 어우 어, 안 떨어져 안 소리가 대박인데? 오 좋아 야 이걸 이걸 닫아야지 야 근데 그이 쪽을 어 조심 조심 조심 그니까 아니 나 이게 손가락이 뜨거 자, 자 잠깐 올려줘 너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아 여기 안 뜨거 여기는 여기 막 뜨겁다 어 깜짝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근데? 됐어요 딱 똑딱했어요 뚝 있어? 좀 있어. 어이 어이. 근자 근데 불 들어왔어? 불 눌러야 되지 않나? 아까 그 빨간색 불이 이제 초록색으로 어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 빨간색 불이 초록색으로 들어와야 아, 제대로 거 어, 제대로 작동이 하고 네. 있다. 일단은 저희 장사의 비결은요. 어좀 하나 천천히 해야 해요. 우리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팬분들도 어 잠깐만. 기름 위에도 발라야 된다는데 아빵위에다가 발라야 되는구나 저, 그런 말안 해주셨는데 어 잠깐만 아 그럼 바로 올릴까 지금? 어 그럴까? 아 진짜로?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위에도 기름을 발라 어 근데 지금 조금 바르자 우리 아, 팬분들 아, 말 우리 아니, 미... 잠깐. 내가 봤을 때 지금 조금만 바르면 와 이거 팬분들 없으면 망해 위에도 기름 발라 제발 점점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까지 나왔어요. 제발 들어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제발까지 나왔어. 아 네, 이- 야 우리 우리의 그거를 잊지 말자. 우리 지금 카페야 지금. 아, 어. 얘들아, 카페라고. 네 여기 지금 줌 받겠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아네 아아요 네. 아. 네, 아, 아, 하나 볼게요. 볼게요. 나 갈게요. 아이스. w h e r e 마크 씨, 아 세장 준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근데 얼음을 먼저 뭐 해야 되냐?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면 음. 그 두고 봐. 네 다음 아 헐. 왜 왜? <laughs> 아 근데 우리 진짜 바보다. 망했어 우리 망했어. 빵 말고 빵에 바르는 게 아니다. 아 그러니까 그 위에다 발라. 뚜껑에아 <laughs>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다. 아 근데 아, 아 진짜로? 근데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빠르 어쩌... 바르면 어. 뚜껑 이제 묻으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마가린 이게 막. 아 진짜? 기름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참고 참고할게요. 저 뭐라 뭐라 했죠? 뭐? 재밌다. 어디? 그그 그, 뭐지 어디? 있어? 아너 저. 뭐 오 어, 예, 예. 니들만 재밌으면 됐다 요요요 어, 예, 근데 약간 이거 연기 나는 거 맞죠? 이거 연기 다는 거 정상이죠? 아 그죠? 야 근데 냄새는 약간 연기 우리 뭔가 지금 약간 수월해요 아, 아 내가 진짜 요리 좀 해둘 걸아 그러니까요 괜찮아 음. 야야 그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요리를 잘했으면 우리 이렇게 세 명에서 못 모였어 아니야 우리 뽑아서 모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잘해서 모인 거야 아 그럼 <laughs> 어뭐 이상한 소리 하나 계속 이거 맞나? 난 믿, 믿, 믿을게 여름이 어른이 없나 봐 여러분들 이거 자주 해먹으세요 어? 뭐야 잠깐만 왜? 야 지성아 너 MBTI 뭐야? MBTI? 아헐 인프제즈래 인프제즈 제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 나는 두 번 봤어 혹시나 나도 두 번 봤어요 나 다르게 나올까 나랑 다르게 나올까봐 음. 아 저거 아, 너무 아, 네. 형 너만 아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네 일단 네 가격은 50만 가격은 네어 프라이스 가격은 어 드립 생각하지 마요 가격은 <laughs> 네 어, 진짜 <laughs> 생각이 안 나. 네, 아 이거는 저희가 오늘 처음 영업이니까 그냥 드릴게요. 3분마 3분마다 열어보면서 확인해요. 아, 저 카메라 부으라고. 3분마다 <laughs> 열어보면서 확인하래. 아 진짜로요? 아 근데 우리 앉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일어나서 해도 돼? 앉아서 해도 되는데 일어나서 해도 돼. 일어나.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아 일어나니까. 아니 근데 이게 <laughs> 어차피 아 좀 약간 약간 컵삭하는 거 초록색 블루 된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어? 야 잠깐만요 아 이거 열어볼까요 야, 아, 예. 한번 열어볼까요? 아니 근데 예, 야, 야 조심해야 돼 어이 이렇게 무상이야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이거 아, 아니 이거까진 괜찮아 이건 안 뜨고 제가 제가 해볼까요? 아 이거 튀길 수 있으니까 아? 아? 뭐라고? 내가 봤을 때 더가 내가 와 대박이다 근데 진짜 맛있어 내가 봤을 때 벌써 맛있어. 이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 배부른데? 또 하나 더 할까? 냄새 대박인데? 대박이다. 야 이거 이거 얼마예요? 아, 야 이거 사자. 나 진짜 할 거야. 나 장난 아니야. 방송에서 진짜 아니라. 대박인데? 야 오늘 안되다 이걸로 식사하자. <laughs> 저녁 이걸로 먹자. 아 네. 암, 암 아, 그래서 아, 우리가 아 인프제라고 우리가 인프제스네. 정룡이 인프제라고? 음. 거짓말. <laughs> 너너 한번 봤지? 나 아, 불안데. 나만 봤어. 그 제대로. 아, 나도 한 번, 아, 난 두 번 봤는데 두 번 다 인프제 나왔어. 아진짜 그래서 나도 아 인프제구나. 나는 인프 제 인프 P. 아. 그냥 우리 둘 다, 아 우리. 아 철로가 인프 P라며. 근데 야, 그도 이상해. 아니 걔 우리는 아사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카페에서 진짜로. 아 맞다. 아 미안해. 어. 어 카페 카페 있었잖아. 응. 음. 우리 아니. 우리가 경력이 지금 얼마나 되지? 우리가 이제. 제가 어... 이제 매니저거든요. 아, 우리가 매니저. 우리 이제 한 10분 아, 됐지? 10분? 10분 아, 됐대? 아, 근데 일단 지금 이제 또 어, 웨이터 웨이터 아 우리가 잠깐 웨이터 겸 알바지 알바 아 알바 웨이터 아, 어, 아, 웨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들기도 하는데 그 그, 그 드리는 것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치 어. 우리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바라고 하는 거 아 그치 알바를 하는데 <laughs> 왜왜왜왜아나 무슨 말 하는지 <laughs> 나는 나 그걸 모르겠네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뭔가 아, 르바이트어 아르바이트 뭐 이런 뭔가 느낌 되게 신기하죠 나 알바 뭔가 하고 싶었거든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나도 저는 진짜 그 주유소 <laughs> 어, 괜찮네. 나, 나, 나, 야, 솔직히 나 좀 멋있었어 그게. 주유소? 아 근데 나 진짜 아, 예. 뭔 말, 어릴 때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나, 나는 항상 옛날에 주유소 가잖아 주유소 어 5만 원 넘으면 생수 그 하고. 건빵 주는 거 알지 옛날에 형알아어 뭐라고? 알지. 형 알아? 어 가끔가다 그그 5만 원 이상 주요. 어 맞아 맞아 건빵도 주고. 맞아 맞아. 아니 아니 5만 원 이상을 하면 물 준다고. 거기 안에 별사탕도 있는 거 알지? 어 맞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물 줘? 물하고 또 어떤 물 약간 아뭐 줘요? 그 무슨 물? 그냥 물 생수. 와 그게 그건가? 아니 그 영화에 나온 거. 뭐지? 그 터널 터널에 나온 거 터널 봤어요? 어 응. 어. 터널에서 으, 물을 주셨어 아 진짜로? 근데 그게 거의 생명이었잖아 맞아요 아조 가, 가글 가면서 그 먹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 그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물이 뭔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냐 음. 와 아무튼 아무튼 오케이 오케이 댓글이 멈췄어 여긴 나와 아나 나온다 야 앞을 잠깐만. 아, 니아 아, 초록불이 아니야. 야, 우리 와플 소중하다고 지금 와플 살려 해시태그. 아니 근데 자 우리 좀 인내심을 가져볼까 하면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꺼낼까? 잠깐만. 이, 어? 이게 어떻게 익었다는 게 어떻게? 약간 아예 그 내가 봤을 때. 그 아 형. 웰던 미디움 아니면 아 우리 우리 아 우리 아, 레어로 하자 레어 어 레어 내 지금 지금 빨리 미디움 레어 아, 미디움 레어 아 지금 미디움 레어인가 미디움 레어 안 돼. 아 근데 아 잠시만요 미디엄 레아 잠깐만요 그아 맞다 맞다 드리블 <laughs> 저기 손님 저기 손님 미디엄 레어 원하세요? 죄송한데 저희가 미디엄 레어보다는 아니, 아니 미디엄 미디엄보다는 미디엄 레어. 우리 지금 그냥 지금. 아니 근데 레어 하면 먹으면 진짜 찐득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 반죽 나오고 그러면 괜찮아?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레어 정도는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이 상태도 맛있다고. 아 진짜? 레어는 이거야. 레어는 안 해도 돼. 지금 레어는 이거야. 아 이거야? <laughs> 어. 그러면 rare. 야 이거 이거 가져. 회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차돌박이 아니야? low raw 시 접시. 아 여기 나갈까 봐 이거. 날것은 영어로 뭐 날것은 뭔데? 날것은. 날 생, 생. raw. 아니야? raw 맞지? raw. 날것에? 날것에 널것에다 raw 한 거라고 하잖아. raw. 어, 그렇그렇 생. 여기다 쇠창살에다 하는 거 맞죠? raw. 오케이. 자. 봐봐 여기 참기름 묻었잖아. 아 그거였네 네, 위를 위를 아 이게 그냥 뒤집어 먹어 모양새가 나온다 대박 야야 신기하다 야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할까? 어 그렇게 어, 예, 이렇게 어 그러면 기름이 여기에 더 있었잖아 음. 오더 느끼하게 와, 아니 야좀 그래야 더꿀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일단은 우리가 아여여 저. 내 냄새가 진짜 대박이야 이건 뭐냐 이거 약간 그 바른 것 같아 와 냄새가 대박이야 하나 더 할까요? 아니 일단 이렇게 하자 일단은 이건 식빵 아니야? 개코 어, 내가 봤을 때 그 영상을 보면 또 그 같이 아이스크림도 넣고 이런 설탕, 초코 이런 거 다 넣는 거 그쵸 초콜릿. 어떻게 달게 먹을까? 아니, 아, 어떻게 주문 어떻게 받았어? 달게 아니면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달게? 살짝 미지근한 <laughs> 미지근 하게?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미지근 미지근 달달하게 해주세요 어 잠깐만 아야 여기 여기 있다 미안 손가락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걸 할까? 이걸로? 보통 그거로 하자 이걸로 좀오 녹아 있어 달게 해주세요 아 바닐라 아이스크림 근데 진짜 오랜만에 받아 야 어떻게 할까? 그냥 거기다 넣어 태정태세 문태일님이 달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 재밌는 거야 아 맞나? 맞게 아, 하겠지 야 근데 더 2킬하는데? 망했다는데? 아 진짜로? 응 근데 어차피 우리가 <laughs> 지금 이쪽에서 우리가 컴 먹는데 <laughs> 야 이쪽에서 컴플레인 들어왔는데 아 진짜로? <laughs> 컴플레인 맞아요? 망했어요? 아 진짜로? 아야 일단 아니, 우리가 야 배워야 돼 우리가 지금 장사를 처음 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 레어 r a w 아, 오케이, 오케이. raw한 것도 한번 먹어봐야 돼 내가 봤을 때 그거를 장사 시작하고 해요? 아니 그니까 봐봐. 오케이, 아니 진짜 진짜 솔직하게 진짜 냉정해 나 지금 이제 진지할게. 아 오케이. 솔직히 라면 끓일 때 면 다 익어? 아니요. 솔직히 약간 안 익게 하지 않아? 야 정말 정말 솔직히. 어. 나나 딱딱한 거죠. 아, 야 근데 진짜 야 근데 아, 그 괜찮 괜찮겠지? 야내 먹게 그냥. 아니, 아, 아니, 아니 그니까 라면 그 라면 다 안 다 안 익히잖아. 이거 뭐야 소금이야? <laughs> 소금이야. 진짜. 설탕 진짜 설탕 아 슈가 파우더네 형형 보통 이거는 그, 아니 어, 맞아. 그렇지 오 어, 마들렌 이거 보고 고든렌즈가 다시 칭찬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야 그래서 솔직히 이것까지 이것까지 뿌려 아니면 어떡해 뭐 뭐야 뭐? 이거 초콜릿 당연하죠 이거 초콜릿 나이 집에 있는데 이거 누, 누텔라 아니야 누텔라? 누텔라 어. 아. 어떻게 그냥 그냥 막뿌려 아니면 어 아니면 레, 좀... 레터링 좀 할까? 자, 자. 아 레터링 그러면 너가 너가 너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터링? 아 뭐야 잠깐만 어. 아 레터링 이걸로 오는 건가? 이거 이게 데코야 아 그러네 아, 이게 데코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이런 거 안 넣어? 아 이거는 <laughs> 야 이거 도스야 야왜나 이런 거 넣고 싶어 살려아 여, 여기에? 아플러 아, 사실 저기 네. 아니 그러면 아, 그건 아니, 너가 먹어. 아, 우리는 이거 먹을게 그러면. <laughs> 아니 진짜, 진짜 듣고 싶은 건데. 아 근데 아, 진짜 그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아 그래 아, 알겠어. 아까. 아니 난 이런 것도 있길래 그냥 너도 아. 어떨까 했지. 그러면 데코는 데코는 데코를 토스트가 토스트에다가 하면 좀 그런 거. 아 근데 사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지성이가 여기에 그 뭘, 뭘 쓸까요? 뭐, 하트 뭐 쓸까? 아 하트도 아, 하트데 아, N3 아, 아. N3? 아, 어 N3? N3 오케이 N3 좋아 지금 아이스크림 아, 사실 아, 지금 아이스크림 엄청 놀랐어 아니면은 보고 하는 거죠 어 어때요? 아니면은 그 뭐냐 그거 우리 앞에 앞 글자 이니셜 따서 J 아 어, J M J 어 J M J M J M T J M J M T J J A J J M 제인의아 제이네. 아, <laughs> 잠깐모 아니 네, 그냥 그냥 진짜 JMJ JMJ Let's Go. <laughs> 지성이.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진짜 미안해. 싸우는 싸우는 거. 이거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새 거라더라고. 아 진짜로. 아. 아. 이런 거 보여드리고 하는 거 당황했어 약간 야 악력 센데? 어! 아 이, 이때야 내가 죽을게 어? 야 뭐야 뭐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어, What h a p 아니 진짜 웃겼다 Alright 플레이트? 진짜 그러니까 너가 이거 알면 아아 아, 오케이 역시 팬분들 근 팬분들이 하나는 이게 플레이트 인프제 인프제에서 봤네 인프제 어아 인프제 쓸까요? 아 인프제 아 오케이 오케이 냄새 주문 어, 주문 받은 대로 해야죠. 아, 내가 아까 저 주문 받은. 아 네. 우리는 손님 많 따라야 돼. 네 인프제 주문하신 인프제 나왔습니다. <laughs> 인프제 마플. 인프제 풀. 오. 인프제 풀. 야 괜찮은데? 인프제 m b t i 따라 음식이 맛이 다를 거 아니야. 이거 그치. 가게 하시는 분들 이거 아이디어 가져가시면. 일단은 이 지저 아이스크림이 엄청 녹았는데. 원래 녹아 맛있 어 오케이 인프 제프 야야야 멈춰 멈춰 어, 멈춰 오 올려야지 아 그러네 아니 와, 왜 와플에 주문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그거 약간 어? 어? 오케이 이거 내가 안 짜는데도 나와요 아 이거 근데 진짜 어렵다 잠깐만 와 어, 진짜 가게 하시는 분 존경해요 인풋 음, 그 맞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인프제가 완전 와프니까 인프제 와프 괜찮지 않아? 와 이거 진짜 이게 어렵네 야 이거 야이걸야 이걸로 쓰는 게 아, 네. 어렵다 야 이걸로 쓰는 게 어렵네 그래 이거 컴플레인 들어왔어 <laughs> 이거는 자 화면으로 봐봐 이거는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laughs> 이거 제가 돈을 드릴게요 전 네, 저희가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이거 보여요? 보여요? 예, 야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여 뭐라고? 아 오케이 아 이거 잘안 보이냐 아깝다 이거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laughs> 저거 너네 <laughs> 아니 한번 이 먹어볼까요? 아니 근데 일단은 솔직히 아, 먹어보자, 그 먹어보자. 데코로 데코로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로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와 대단하다 일단 그래도 먹을까? 아 먹어봅시다 어... 아 이거 뭐 상하는 거 아니겠지? <laughs> 아니야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 칼이랑 포크 우리에게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 다 만들고 나서 아. 이제 먹을 때 <laughs> 먹을 때 먹을 때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아 오케이 그거 이거 뭐 어떻게 먹어? 이거 <laughs> 아니 포크랑 그걸로 아, 아니 손가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음식은 손맛이야. 잠깐 내가 그럼 일단 음식은 손 뭐 사진 찍어달래요. 아, 아이. 좀 어? 예쁜 걸 찍어드릴게요. 네. 네. 와 우리가 그럼 포스트를 제대로 데코 아, 인프제 일단은 한번 잘라볼게 이게. 자 이제. 차가운데? <laughs> 야 이거 맞아? 속 얘랑 속 액체인 거 아니죠? 어 잠깐만 나 진짜로. This is cold. <laughs> 일단 어 괜찮은데? 먹어볼래? 뭐 약간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일단 스테이크, 가위바위보- 야 가위- 스테이크 써는 거 같아. 그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먹자 아 어? 제가 아, 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찍고 아이스크림 찍고 찍어야 돼? 네. 찍기 싫은데? <laughs> 야, 좀 쏘는다. 응급실 좀준비오 리액션 <laughs> 리액션 오. 역시 장사를 잘해 <laughs> 아, 네, 진짜. 아,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해. 아, 그러니까 내가 초코 기 네 초코 시럽이 있고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laughs> 맛이 없진 않아. 그치. 오히려 이건 비주얼로 승부하는 거였는데. 아 근데 내가 기대했던 거보다. 아 잠깐만. 맛있죠. 음. 맛있어. 아 먹을만해. 아, sorry. 근데 이게 진짜 좀 완전 날 것의 그 어, 느낌이야. 빨아먹는. <laughs> r a 하지는 않아. 정말 잘 씹어. 형, 형한먹어 <laughs> 아이스크림 찍어 먹자. 솔직히 맛있지. 솔직히 진짜로 안 익지 않았어. 아 그쵸. 진짜. 맞죠. 한 입만. 아, 어, 진짜 먹어. 나한개한개 이부 좀. 아 그냥 손을 어, 가져. 약간 고기 같다. 아, 안 걸려요. 안 닿았어. 한개더 하자. 오케이 우리가 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잖아. 그렇지. 아 맞아 맞아.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야. 실패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근데 정우랑 아, 편집, 편집, 정우랑 지성이 어, 아, 맞아요. 다시 다시 말 다시 말. 야, 너가 편집했어. 이게 너무 가까워. 이거 그냥 이들한테. 오케이. 우리 이제 진짜 한번 제, 아, 자 기름 한번 위로 다 아, 자오 근데 나 기름 맛이 좀 별론데. 아, 그걸 떠나서 내가 봤을 때 그래야 더 잘. 사실 몰라. 아, 사실 나는 진짜 조금만 조금.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장사를 하자. 오케이 어, 어때?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짜 장사그 정우가 일단 메뉴 그 주문 받아.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laughs> 아, 저는. 받을까? 지금 거의 단체 주문 들어오면 좋겠는데. 한번. 우와 소리 대박. 이거 야, 이거 녹으니까 너무 너무 세게 누르면 그 엎어지니까. 아 진짜?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됐어. 와 이거 능숙해. 여기다. 정우 형이 바닥에다 도장 찍었어아 일단 이거 냉동 냉동 냉동에 넣어줘. 아, 보여주고 싶다 진짜 아니 아, 아, 아이스크림이 보통 떨어지더라 막 이렇게 떨어지는 난 이렇게 떨어졌어 아 근데 <laughs> 근데 뚜껑 열고 그걸 뷰슨 전문가 아니 근데 뚜껑 열어가지고 아 어떡해 어떡해 어, 어, 아 진짜 아 어떡하지 나는 내가 생각해도 계약 체결하는 거 역시 나는 손이 많이 가. <laughs> 일단 손이 많이 가.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 편인 거 같아. 야 손이 많이 가야 그게 사랑이야. 아니 그 새우깡이지 손이 많이 가. 그렇지. 어, 진짜 덥다 갑자기. 더워 약간. 오케이 우리 그러 하나만 더 만들고. 좀 먹, 먹고 싶다 이거. 하나만 더 만들고 토스트도 한번 만들자. 그래. 나 이거 먹어볼게. 아 먹고 싶어. 들고 먹어도 되죠 이거? 어, 그냥 마음대로 먹어. 아까 아까 그 댓글에서도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해 <laughs> 이렇게 했어. 음. 우와. 괜찮 음. 초코랑 아이스크림이랑 빵 맛이 따로 먹어. 아주 맛있어. 어때 괜찮아? 약간 살짝 충격이다. 아 아마 근데 아니 정우가 <laughs> 난 죽는데. 저 어떻게 먹어? 아,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아, 겉면만 아, 겉면만 아, 그래, 겉면만 쳐내서 먹어. 내가 내가 해줄게. 이걸로 치면 이걸로. 아, 아직 아, 네,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아직 아직. 일단은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기다리자. 이번에 인내심을 가지고 진짜 초록색 불에 들어올 때만 딱 갖고 나오자. 어때? 그래. 네. 그리고 이번에는 초콜릿으로 하지 말고 이 데코로. 음. 진짜 인프 제플 인프 인프 뭐지? 인프 인프 샘플. 어. example. example. example. excited. excited. 아니 나 진짜 너무 무슨 더워 지금. expelliarmus. 어. ex expelliarmus. 아 근데 그거 아닌데. expelliarmus. expelliarmus. 이스펙트 팩트는 아니야? 아닌가? 네, 다음. 그 죽, 죽는 거. 제일 센 아브라, 거. 아브라카타브라. 아, 그건 그거네. e x t e n d 아, 뭐지? 그 중에? 진짜. 아. <laughs> 아니, 너가 먼저 물어봤잖아, 맞냐고. 어, 오늘 생일인 분이 있어요. 아! 이게 생일 선물인 거지. 이게. 아. 아. 아. 아, 아, 나 NCT 각에아 잠깐만 와 나 근데 진짜 더워 오케이 봐봐 22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나 순간 아 오케이 우리가 일단은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 하자 이걸 다 빼고 딱 초록불 아. 될때 딱 빼고 그렇지 그때 이제 아이스크림 할 거야 아이스크림 ECR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이스 해서 내가 좀 살짝 해줄게 그리고 이거 이거 설탕 좀 하고 거기다가 내 코로 너가 이번에 인프 제플 example 이렇게 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인프 제만 할까? 거 아니라고 아니면 인프 제플 이렇게 할까? 인프 제플 그거 인... 다 쓰다가 이미 초코 범벅돼 인프 제플 하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laughs> 아 일단은 그러면 아야 우리 연습해 볼래? <laughs> 아니 연습 아 여기다 어떻게 써? 형 어, 어, 이것까지 연습해요? 이것까지 네. 연습해? 연습 그만해 아, 연습 아, 걸로 봐봐 봐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야 연... 야 색이 왜 이래? 아니 아니 이건 야 이거 가능하겠다 아, 연습 아 역시 이걸로 써야 돼아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색깔만 정하면 아니 물감 아니야 맞죠? 왜 초록색이야? 근데 나는 이런 거 맛있냐 이거? 아 잠깐만 한 좀 짜서 먹어볼까요? 이거 아, 초콜릿이야. 아, 초콜릿이. 이게... 연습벌레. 약간 어머머스 색깔 같기도 하고. 음. 요즘 아, 안 하고 있긴 한데. 어머머스 아직 해? 안 하고 있어. 안 해? 요즘은 다른 음. 게임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래서 그렇구나. 음. 아 아무튼 야 이거 쓸 수 있겠다. 그렇지. 오케이. 할 수 있어. 자 이거 괜찮나? 좀 약간 열기 아, 잠깐 한번 봐볼까? 아 근데 난 지금 불이 두 개 들어가 있어 빨간 거랑 기바, 기바. 두개 들어가 있는데 어, 이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 열기 너무 뜨거운데? 3분에 한 번씩 확인하라고 아니 <laughs> 아니야 아저 아, 충분한 너무 하얘 너무 하얘 내가 할까 좋다 진짜 근데 이 기계는 진짜 탐난다 야. 전기 많이 잡아, 잡아먹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우리 기다리면서 그러면 우리 기다리면서 게임 같은 거 하자 살살 내가 봤을 배가 아프면 기분 탓이겠지? <laughs> 진짜 아픈 거예요 에이 말도 안돼 어 아니겠지 아 아니고 너 괜찮아? 난? 아 장난하는 거 아니지? 근데 약간 느낌이 왔어 러우한 아. 게 들어가지고 <laughs> 아 진짜? 이게, 들어가서? 아 모르겠어 아, 넌 아, 괜찮아? 나 괜찮아 나도 괜찮아 여러분들은 제, 댓글 한번 좀 읽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떡금이 또 맛있대요 떡, 떡을 구우면 떡풀 떡풀 와 이게 터치가 되네 인장을 끼고 근데 위생 장갑을 껴는데 이걸 만지면 되게 똑같긴 하겠다 <laughs> 그쵸 아어떡하다 서, 로 막고 있어 내가 내가 해줄게 내가 <laughs> 나 왼손 있어 난 그래서 벗은 I have left hands okay. 오케이 음. 오케이 아 그니까 우리 일단 그러면 어. 게임을 하자 게임을 하자 기다리는 어, 떻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거 아니야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오케이 갈게 이건 받아주는 게 반이상 갈게 갈게 오케이 원투 졌어 졌어 진짜 아, 진짜 뭔 소리야 내가 추하자마자 생각났지 <laughs> 어. 배고파요 어? 어? 뭐야 어이 예. 네, 배고파요 뭐야 샤오쭈 우와 어, 진짜 왜 뭐야 갑자기? 어, 아 오늘 어 아, 여기 있었어? 아니 아까 왔어 어. 어. 네 다음 라이브 준비해야 돼서 아! 아, 아, 우리 너무 오래 했어? 잠깐만. 아 우리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아니요 아 그건 아니, 아니구나 나 조금 나 조금 음. 남았어 많이 남아 다음이 음. 언제인데? 10분 음. 뒤아 진짜? 아 그럼 토스트 할 뻔했다 토아 왜왜왜 아야 여러분 토스트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보여주자 그렇지 오케이 아, 우리가 제가 집에 가져와서 맛있게 냄새 대박이지 네네네 네, 네. 오케이 시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영업 어? 중이거든 어? 우리 지금 우리 스토어 오케이 오케이 스토어인데 이게 이제 그린라이트 되면 기름친다 조심해 그래? 우리 이제 와플 이거 끝났어요? 이거 안, 아지 이거 먹었어 이거 다안 해도 돼 우리 지금 두 개 나왔어 음. 돼? 아 이거 먹고 싶어? 네. 어 먹어도 먹어도 돼. 이게 우리도 먹었어. 아니 라 먹었어 라. 라우. 쿠킹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쿠 이거 이미 이미. 아 사실 안돼 안돼 안돼. 이거 네. 이거 먹으면 배 아파요. 저 이, 이거 같이 알, 알, 이거 알, 먹으면 다음 부위 못하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다 넣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먹고 깜짝 이거 먹고 싶다 근데 약간 이거 그 이런 과자처럼 있어. 생긴 거 있을 화이트 초코 바른 거 약간 좀 약간 먹음직스럽게 생긴 했어 <laughs> 약간 애벌레 같은 <laughs> 아니 이거 솔직히 그냥 빵 같아 야, 야 근데 약간 이 너가 말하니까 애벌레 같아 그쵸 그쵸 어, 귀여워요 귀엽다 아유 쏘키야 완전 이거요? 아 <laughs> 이거 아, 비슷하 이건 네. 전진 나 이건 크림 크림 크림 어? 아 근데 우리 슈거를 슈거로 했어 슈거 슈거 아니면 얘들야 그러면 좀 옆으로 가서 그 샤워 아, 여기 앉게 하자 아 그래요? 어 그 바로 바로 간 어, 먹고 뭐, 바로 가. 우리 여기 식당이야. 아니, 스토리야. 카페. 먹고 뭐, 같이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 아니, 저 진짜 그거 가서 왔어. 진짜요? 아, 진짜요? 어, 디 있었어? 아까 샤, 샤워 어... 아, 볼까 그래도? 기름 튄다, 이거. 오케이. 뭔좀 뜨겁겠다. 원래.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Chajun, you ready? Yeah. 아, 그 연기 연기. 우와, 우와. 어, 여기 잘한다. 우와. 아니, 아니, 오, 좋아. 괜찮은왜 아, 이렇게 괜찮지, 괜찮지, 네. 아니 이게 괜찮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음, 기계가 음. 이렇게 많아. 아, 네네네. 그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갔지는 뭐, 아, 괜찮잖아. 네. 그러면 네. 모양이 따르게 나오지. 이렇게 우리가 만들 때 아, 그래? 모양이 약간 이상하게 네. 나오지. 마치 형 카메라 찍을 때 네. 흔들리는 것 같아. 모르겠어. 아, 아, 아, 맛있는 거 같은데 좀. 아까 맛거 같은데. 아 그치 약간 느리긴 하다. 그냥 할까? 또 라로 먹을래? 어, 아, 너 라야 이름 내 진짜 진짜 미디엄 레어. 아 진짜? 웰던 지금. 웰던? 웰던. 웰던이래? 아 웰던이래. 아 웰던이래. 음, 음. 까맣 게 하자. 아니야 형님. 미디엄 뭐 되는 거. 오케이. 이거 맛있는 거 같아. 어. 냄새 좋아요. 어, 맛있어. 냄새 되게 좋은데. 그 샤주는 누구랑 누구랑 하지? 재민재노? 예스. 맞아 맞아. 다 알지. 아 진짜로? 무섭 무섭다고? 아 아니 그, 아 <laughs> 무섭다 했는데. 어? 어떻게 아 근데 아 너가 형이겠네 그러면. 네. 아, 그래서 아, 더 어색하다. 나랑 동갑이잖아. 아, 어 이제 알아요? 뭐도 방이요. 이래 보여. 이거 생각좀 조금 충격 신기 <laughs> 많이 꼴렸어 네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게 생각아 이거 어사지 같다고 지금 하는 거야 <laughs> 왜? 아 여러분 늘, 아이 뭐래 뭐래 아니 그 아니 아니에요 뭐래 뭐래 전혀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이건 예고편 어사지 봤어? 어사지? 어그 미민 형이랑 한 거 봤어? 봤어 지금 지금 어. 사지 같대. 맞네. 아, 아 sorry. sorry, sorry. 진짜 진심 아, 이게 사실 어색하다가 음. 아니라 저너안 어색하지 지금? 나? 응. 아무 생각 없는데. <laughs> 아니 지금 괜찮은데 어. 내가 내가 좀. 음. 아니 어색하진 않지 솔직히. 그래서 그래서. 나 지금 괜찮아. 근데 네. 혹시 다준이 혹시 MBTI가 뭐, 어떻게 돼요? 뭐? 아, MBTI 뭐야? 그거 제발 이름 뭔데? I예요? <laughs> 아니 아, 맞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핸드폰 가지고 음. 와요 아 2예요? 어? 다 까먹었어요 근데 아, 교과 사진 줘서 네, 핸드폰 핸드폰 아, 찾아야 네 인풋 채널 진짜 대박 레전드 아 제발 진짜 제발 네 언제 언제? 그냥 두 번 했어요 어 그럼 그럼 네. 확실하겠다 네 진짜 네 일단 하고 저 핸드폰 가지 올게요 아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김이 안 나. 어 그러네. 내가 봤을 때 어, 뭔가가 그 파일가 죽었어. 그러네. 아 이게 전기를 많이 써서 약간 지금 전기. 야, 근데 여기는 안 뜨겁지. 아니 가끔. 아니 그 아니 그안 뜨거. 나내 말은 지금 뭔가가 잘못했죠. 어, 어 김이 이제 날라가는 거? 똑같지 왜? 왜 똑같이 <laughs> 약간 로봇 정부가 생겼어 아니 뭐가 이상해 아 지금 열면 안 되네 완전 지금 초록색 불도 안 들어왔어 아니 근데 아까는 또 같이 들어갔다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되나? 아, 사실 아까도 아까도 안 되는 근데 아까보다도 좀 그런 느리긴 하다 확실히 어 뭐야 도준이 형 봤어요? 그 핸드폰 아. m b t i 라고 근데 우리 지금 아 우리 되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네 그러니까 아 이게 난 사실 그 생각을 못해서 아까 막 토스트 할걸 그랬다 그러니까, 야 우리 이렇게 장사하면 안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응. 오케이 다행 이 요리해요? 아. 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니 근데 좀 불안한데? 아 초코주 뚜껑 받으래요 어? 땡큐 <laughs> 역시 역시 팬분들은 나 저번에 그 정우랑 태희 형이랑 삼겹살 먹었거든? 팬분들 앞에서 아 봤어요 그래서 엄청 막 얘기해줘 막 이런 거 뚜껑이랑 아 고맙네 맞아 완전 그러니까 보시는 팬분들이 진짜 꿀팁을 많이 전수해줬지 맞아 맞아 약간 항상 꿀팁을 아시고 계셔 약간 이렇게 해야 된다 맞아 맞아 우리 한번 뭔가 사진 같은 거 찍어볼까? 아, 아 아직 안 나왔어 <laughs> 아야 우리 진짜 게임하자 아, 게임 오케이 I 어. am g r o 이제부터 시작 아 찾았어 찾았어 아 진짜 어. 아 사람이 와아 아. 아, 이네 우리 다 I 우리 다 I 그 I 뭔데요? 아이가 좀 내성적이고 내성적 아 근데 이는 좀 약간 그 좀 왜? 예스 예스 저한 멋있다 루카스 아 멋있다 아 진짜 루카스 인정 루카스는 인정 우리 같이 지금 게임 하고 있을 거야. 같이 하자. 무슨 게임? 오케이. Let's go. I am g 아 이거 진짜 못해. 진짜 못해. <laughs> 나 우리도 다 못해. 우리도 다 못해. 그럼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여기, 여기. 이제부터 시작. 나는 정 이름 아, 아, 다 읽어. 아 이름 다읽 바로 같이. 시시시 시작. 저 시작. 마크 셋. 마크 마크 마크. 지성 셋 지성 지성 지성 샤오진 넷 샤오진 샤오진 샤오진 샤오진 마크 둘 마크 마크 정우 넷 정우 정우 정우 정우 지성 셋 지성 지성 지성 지성 넷 지성 지성 지성 마크 둘 마크 마크 샤오진 셋 아야 아, 오늘 잘하는데 네. 잘하는데 근데 뭐 근데 진짜 아, 어, 너무 열심히 쳤어 아 맞아 이 게임 하면 허벅지 아파 나 근데 약간 나, 나 사실 하준이 형한테 궁금한 거 있어 음. 민트 초코 좋아하아 음. 맞다 그아 그. 아, 나도 좋아 나도 너무 좋아어 근데 살아가는 이유라 하지 않나? 네 맞아요 너 민트 초코 좋아해? 네 형도 좋아해. 갑자기 아맞아 네. 아, 아, 진짜 좋아 아니 이거 진짜 어사제가 아닌데 아, 나도 일단 아, 아, 아니, 어, 예. 아닌데 진짜. 진짜 VD에서 저밖에 할거 없어요 들었어요 나좀 깜짝 놀랐어 근데 나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어, 안 좋아하지는 않아. 음. 근데 아예 넌 사랑해? 응. 응. 오. 되게 쉬운 얘기. 너도 사랑해? 약간.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항상 그거 먹어. 오. 오. 아 그거랑 그 예. 내가 먹는 종류가 여러 개 있어. 음. 그 뭐냐? 레인보우. Falling in Love Strawberry랑. 아. 그리고 애플맨. 아, 애플민트. 애플맨. 와 진짜 이건 찐 진짜 진심 좋아하는 거야. 음. 아. 진짜 좋아하는 근데 또뭐 무슨 그런 말 있어요? 뭐 엄마 에이디언 그러니까 외계인. 음. 아, 외계인. 네. 그 my f a v o r 레인보우 샤비트는 안 좋아해요. 나 사실 기억이 안 나. 그거 안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 아 내가 봤을 때 진짜 뭐가 어. 이거. 어. 어. 내가 봤을 때 되는 것같아오 됐어 오케이. 됐어. 약간 그 아까보단 좀 됐다. 그쵸. 뭐. 일단 갖고 올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솔직히 오 내가 봤을 때 우리 일단 데코를 하자. 일단 접시를 어, 딱 와플 태우 날날돌건에 댓글 나오고 바로 올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다 여기다 담을까? 상관없을 것 같아. 야이 정도면 많이 익었네. 약간 어. 아까보다 훨씬 딱딱해. 맛있겠다. 다행이야. 지금은 뭐야? 지금은 미디엄 레어 딱... 웰던이야 뭐야? 미디엄 웰던. 미디엄 웰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일단은 야 처음에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갖고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크림 가져올게 아니 이거 데코가 좀 뭐, 뭐 없는데 아, 내가 근데 이거 좀 손을 봐야 돼아 괜찮네 아니 이거 골, 골라서 하면 돼 약간 이내 옆에서 하면 돼 이거 너 해줘 지금 그 자극이 정확히 보여 아니야 아니, 아니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괜찮아 알았어 삼초법이야 원래 그 내가 3초 이상 떨어뜨렸니? 와 아, 냄새 아, 이거야, 진짜 좋아요 그지?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오케이 이쪽에도 하나 해줘 그리고 아, 이제 지성이가 딱아 이거까지 해야겠다 아 근데 괜찮아 내가 사진 찍어줄게요 그렇게 많이 안아 맞다 데코 응 지성이가 데코를 좀 해줘요 네, 설타임 맞아요 설타임 응. 네, 아 이거 썰어버 됐다 됐다 와 냄새 진짜 서준 네 배고팠네. 근데 네, 진짜 배고. 계속 냄새 일이. 형단 거 진짜 좋아해요? 단 거는 너무 좋아해요. 어. 예스. 그 나중에 가지 먹자. 오케이. 잠깐만. 네, 어. 오케이 내가 봤을 때 그 데코 그 초콜릿 시럽 없이 그냥 데코만? 아니면 초콜릿 시럽도 그냥 조금 할까? 사실 난 이것보다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쓰기에는 아 그래요? 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자 좀 멋있게.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하자. 자, 그래, 네, 자, 자, 자, 자, 오케이 이 정도. 오, 그렇지. 엔, 이제 마지막 우리 이렇게 오케이. 색으로 하자. 어때? 오케이. 그건 무슨 말? 이거 그 그 와사비, 그, 와사비 아니지. 와사비 그린. 아 이거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아, 민 진짜로? 아이. 아, 네. 아니죠. 아 믿었어요? 기성아. 뭐지 근데? 기성이가 인프제풀 써줘. 그 샤주 우리가 우리 다 INFJ 네. 우리 다 세 명 INFJ거든 네. 그래서 그게 인프제야 네. 그래서 와플 인프제 인프제 근데 한국어로 써 영어로 써 그냥 INFJ 아 근데 너무 한국어로 쓰 너무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INFJ 풀 어때? 네, 풀 오케이 오케이 한기다 아니 이거 풀 이렇게 이어서 할래? 아니면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어. 근데 막좀 알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아니 아니 5분 늦게 소리. 시작했으니까 8시 5분 <laughs> 아 진짜 이게 좀 안 보이긴 했어 아니 이거 좀 제대로 지금 더 하고 이때가 우리 빨리 끝내자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이걸 딱 장식을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카메라 갖고 올게 오케이 이거 제대로 써야 돼 카메라를 아니 아니 그냥 다 하고 갖고 올게 지성 l e t 어? 그린티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냥.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 그 데, 데코레이션 데, 음. 어 그걸 위한 음, 좋아 좋아 좋아 스트 과감 과감 할 수 있어 과감 할 수 있어 난 그렇지 지금 I 썼고요 이제 N 그렇지 겹치게 해도 돼 겹치게 해도 돼 음. 이거 더 붙일게 역시 대문자가 대문자 그렇지 그렇지 오잘 되는데 생각보다 음, 괜찮은데? 좋은데? 야, 나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면 되겠다 음. 아, 뭔가 내가 장인이 된 것 같아 지금 샤워 중 표정이 안 좋아 <laughs> 좀 많이 기다렸어 풀, 풀. 풀 한국어랑 영어 풀 한국말 하세요 아, <laughs>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풀만 쓰면 된다 여러분 네 어, 어, 이거 덥지 않아요? 아, 우리 열정이 덥구 우 이게 아까부터 진짜 더웠어 어. 그렇지 그렇지 오 어, POB 오케이 아, 이거 약간 굳었어 한 번 손 힘 빼봐 한 번만 한번 한번 힘빼 한 번 빼고 이제 다시 눌러 그렇지 아 이거 딱딱하네 오케이 오케이 리얼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다 예 yeah. 이거도 막 해보자 F가 잘하셔니까 더 진하게 될것 <laughs> 아야 우린 보여 난 어, 보여 난 보여 <laughs> 예. 착한 사람 일단은 아니 아까지 막 평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아니야 아, 아니야 보여 보여 보여 아, 애매하거든? 아 잠깐 사진 찍자 사진 사진 사진 일단 찍자 너 걸로 찍자 아 오케이 오케이 내, 내 걸로 아 어. 이거 들고 사진 찍으면 되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형, 형 당연히 괜찮아 아, 오케이 진짜? 응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를 근데 진짜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할까? 아 어. 이거 봐요 좀만 기다려 오케이 야, 야 조심! 어, 야, 야, 야, 어, 제발, 어, 제발. 나 아, 잡고 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음. 저희 이제 팬분들 보여드리죠. 아. 아, 근데 이게 움직여줬어. 그래서 형. <laughs> 아 이거 없애고 그냥 데리고 막 멋있게 할까? 아, 그래도 보여드리자. 아니, 아. 보여드리자. <laughs> 기정이형 화면을 봐줘 어때 지금 보여 아니면 더 해야 돼? 어, 오케이 내가 보여 보여줄게 보여 게 맞출게 지금 어. 지금 아니 지금 너무 밑에 있어 어, 오케이 됐다 잘 보여 잘 보여 오케이 잘 보여 오케이 오 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레알 손님 맞아요. 샤오준 샤오준 진짜 렛츠고 아 근데 조금만 시럽 더 뿌리면 안 돼요? 왜냐면 손님이 단거 좋아하시니까 근데 초콜릿이 사라져 충분해 아, 아 진짜로? 진짜 충분해 그래 응. 내가 컷 해줄게 아형 아, 아 손으로 먹고 싶지 않아요? 음, 음, 음. 아 그럼 한번 네, 다... 근데 네, 솔직히 와플 어. 야 이거 아, 뭐, 아, 뼈. 아, 야. 야 잠깐만. 근데 네, 너무 크지? 저걸 이했으면 네 진짜 잘 좋아, 좋 되고 좋아 될것 같아. <laughs> 아, 니야 네. 그냥 네. 있는 찐득하지?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 너. Alright. Alright. 인프 제플. 인프 제플. Come on. 그, 괜찮아. 니에스 진짜 잘 잘.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솔직히 우리도 진짜 먹고 우리 우리 바로 가도 돼. 어 바로 가도 돼. 바로 가도 돼. 음. <laughs> 아, 아니 진짜 맛이어 아 진짜 아 아니야 진짜 진짜 괜찮아 아 진짜 진짜 아, 아, 나와서 밥 먹어 괜히 약간 좀 쿠키 같아 쿠키 음. 아 쿠키 <laughs> 어. 우리가 우리가 만든 맛있기 쉽지 않을 텐데 <laughs> 맛있어요 진짜 괜찮아 뭐 원래 먹 먹고 싶은 사람 나는 그 나나 나먹래 어그 저기 일단 빵 있는 쪽 맛있죠 음, 음 맛있어요 진짜 너 먼저 먹어 나 먼저 먹게 우와 뭐? 그렇지 아뭘좀 안구나? 어저 가야 되고 몰래? 저, 저 한, 뭘좀 하나 더 먹어 오케이 먹어 이거 먹어 아, 이거 밥, 밥 먹어 진짜 가야 돼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어 아이고 화이 이게 화이 누구야 아, 아이고 아 뭐야 한 명씩 계속 아이고 아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이게 우와, 지금 요즘 난리난 난리 NCT 와플 카페거든? 근데 이쁘 근데 야야! <laughs> 목소리 베이스 이세 명의 조합이 음. 절대 믿을 수 없는 조합이야. 야너 아, 진짜 야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나 아, 진짜. 야 제노야. 아 진짜. 제노야 너 뭐 먹었어? 네. 네. 아니, 목소리 왜 이렇게 낮아요? 나 깜짝아. 느낌이 느 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아, 진짜 맛있어. 더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어. 제노가 오늘 하드 캐리했어. 뭐 어떤 거? <laughs> 괜찮지? 솔직히 괜찮지 먹을만하지 마실만하지 야 제노는 진짜 솔직한데 괜찮다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박수!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아요 어. 일단은 그 우리 비에 마무리할 테니까 그 가져갈래? 다음 어디 아, 다 먹었네. 어, 다 먹어. 가져가서 먹래 배고파했어. 뭔가 나 유리한 사람의 마음 알 것 같아. 왜 행복하지? 아 뿌듯해. 어 진짜. 이게 맛있어와 귀여워. 음. 음. 와 음. 음. 연기 잘한다. 음. 아 이만큼 해, 이만큼 해주면 돼서. 아, 어, 아, 이만큼 해주면. 아 조금 그거까지 해주면 안 그거까지 어떻게 된 거야? 음. <laughs> 오늘 핫키리스. 아 오늘? 아 오늘 오늘. 저 원래 파래졌. 아 염색했나? 아 근데 옷 때문에 옷이 파래졌어. 옷 때문에 머리가 파래졌어. 아 이게 물 묻었구나. 음. 와. <laughs> 먹어줘서 고마워 아, 진짜 근데 돈을 돈을 많이 <laughs> 이건 우리가 돈을 드릴게 <laughs> 여러분 돌려 드릴게요 여러분 이따 만나요 alright yeah. 바로 만나요 정말 파이팅 잘 먹었어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ENFP 오케이 아예 아예 사실 오늘 그래서 일단 장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야, 오늘 우리 얼마나 완판, 얼마나 완판. 마, 얼마나 팔았지? 지금 오늘 완판. 매장 매장 수입이 지금 어, 뭐냐 얼마 나왔냐면 아지 하트 개수로 하자. 어 하트 개수 얼마 나왔냐면 음, 음, 와 진. 아이고 7천 7 8 0 만개. 원 7,800. 아 오케이 오케이. 7,800원. <laughs> 어. 좀 78만 아니 치, 아 7천 7만 8천원이7 7만 그것도 이상한데 왜냐 아, 7만 8천원이라 모을 수 있다는 7 8 솔직히 7 8 0만은 진짜 어이가 없고 <laughs> 그래 아 암튼 암튼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은 어 또 뭐 네. 팬분들이 좋아 하셨다고 난 생각을 네. 하고 싶어. 아 사실 이거 컨셉 끝까지 밀고 갈 거야 아 마지막 끝까 우리 아, 지금 이제 이제 이제 우리 영업 close 이제 그 딱 알잖아 레스토랑에서 딱 오픈을 된 거 이제 close close 어, 그렇지 오케이. 그러까지 해야 돼 아무튼 네. 수고를 했고 오늘 음, 수고했다 어 내일은 더 맛있게 만들자 오늘 요리 요리사의 행복을 느꼈지 월급 기다리 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사장 아니 사장 아니야 우리 아. 다 동, 아, 우리, 네. 우리 같이 시작했어 아 진짜로? 아, 진짜? 어. 우리는 같은 동업자 어예예 어. 음. 예, 예, 아무튼 음. 어떻게 뭐 그래도 뭐라도 얘기해줘 네아 사실 예, 예. 아뭐 아, 아, 뭐, 아, 그래도 한마디씩 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와플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네. 다음에 크로플 제대로 만드는 그날까지 저희 세 명이 연습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네. 어, 네 그리고 <laughs> 그리고 네, 그 뭐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조합으로 또 다양한 많은 것들을 맞아요.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떻게 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으셨죠? 음. 아, 나는 그, 그 컨셉을 이어가려고 하긴 했는데 네. 그냥 마지막 그냥 그 네. 하셔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할게. 너 마지막으로 얘기해. 그럼 일단은 뭐가 있을까? 아 토스트 못 만든 거에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건 좀 그래요 음. 근데 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걔 릴레이 브이앱을 시작을 했잖아요 릴레이 브이앱을 시작해서 우리가 어, 좀 어, 되게 기분 좋게 첫 번째 릴레이 브이앱의 첫 순서를 어, 담당했는데 또 다음 또 샤준이랑 음. 제노 지성이 아 제노 재민이도 많이 어 맞아.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어 와플 네. 성공! 예예! 예. 성공! 예예! 예. alright! 음. 사실 뭔가 우리도 이제 와플 만드는 거는 하나의 컨셉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거 캔 거니까 그렇지 그냥 사실 이거는 솔직히 별다른 의미 없었어요 뭔가 그렇지. 그냥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은 거고 That's right That's right u h h 그래서 네, 여러분 다음에 정말 정형 말대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세 명이 조합이 좋아. 다음에는 제가 만약에 아, 나는 진짜 라면 전문가여가지고. 어? 아니 근데 솔직히 아, 진짜 정우 요리 잘하는데. 그러니까 요리 라면밖에 못해. 나도 진짜 중요한 거. 아니야. 끓이는 걸 잘해. 음. 아무튼 저희가 어 마플 성공! <laughs> 네, 그러면, 네, 여러분. 저희 근데 진짜 어쨌든 저희 파트 2곧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알죠? 네, 알겠습니다. Alright. coming your way.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정말 저희를 놀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진짜 다음 릴레이 여러분 네. 보는 거 잊지 마시고 맞아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우리 우리 아 와, NCT 와플 카페 클 이렇게 하자. 클라고 아, 그리고 너가 그불 꺼줘. 너가 불 꺼줘. 알겠어. 아, 아, 아이거 아,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너가 그알 아, 꺼줘. 오케이. NCT 와플 카페 close. Close. 바이바이. 안녕. 안녕. 고마워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사진 올릴게요. 페이스. 안녕. 인투 제플. 그렇지. 그래. 끼리끼리 끼리끼리. 저.